2021년 1월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정원 일기 음 우선 어제 그 우리 공식적인 활동은 끝이 났고 이제 아마 어제인가 오늘 그 N커넥트 그 팬미팅이 그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뭔가 우리는 먼저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팬분들께 이렇게 나간 거는 그 어제가 처음이었으니까 되게 팬분들도 놀라셨을 것 같고 왜냐면 오프라인이니까 되게 놀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딱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되게 어 뭔가 새롭고 진짜 되게 설레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다. 항상 그, 어, 새해 소망이 계속 팬분들 직접 만나는 거였는데 진짜 이제 팬미팅에서 실제 오프라인, 오프라인에서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우리 일곱 명 전부 다 되게 떨고 설레고 그랬던 것 같다. 음, 갖고 슬슬 팬미팅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뭔가 많은 엄청 많은 거 아니어도 그래도 꽤 많은 걸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음 뭔가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 무대를 하면서도 팬분들이랑 진짜 이렇게 막 진짜 영상에서만 보던 막 이렇게 손 잡고 이런 것도 해,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건 진짜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뭔가 진짜 공백기가 시작된 건데 뭔가 실감이 안 나는 것같아 이제 우리가 데뷔 준비 기간이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된 건데 아직까지 확실히 어제 음방이 끝났다 보니까 이게 공백기인지 아직 활동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다. 음, 그래도 공백기가 되면은 확실히 V앱이나 이런 좀 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는 거니까 뭔가 여유롭게 좀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을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진짜 빨리 다음 앨범 곡을 멋있게 딱 작업해가지고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다. 첫 활동이 끝난고 처음으로 맞는 어쨌든 공백기여서 뭔가 아직까지는 공백기 하루 차니까 뭘 해야 될지 뭘 하는지 잘 익숙하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엔진분들이랑 최대한 소통만 소통을 하는 위주로 어, 할 것 같다 그리고 다들 요즘 잠도 <laughs> 되게 많이 자고 오늘은 한 9시간 정도 되게 푹 잤는데 잠도 많이 자고 그래서 다들 컨디션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리고 우리끼리 따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연습 시간도 주어져가지고 우리끼리 다 같이 저번에 렛미인 라이브 연습도 해보고 다 같이 연습 오늘도 했는데 뭔가 확실히 다 같이 연습하니까 좀 더 팀끼리 어좀 조화로운 좀 팀 같은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다. 그래서 어 음방이나 공백기나다 약간 배울 점이나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남은 공백기 기간 동안에 진짜 다음 앨범 때 훨씬 더 기분 되게 큰 버더데이원 앨범보다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지금까지 정원의 얘기 끝. 2021년 1월 1 1일